이제 해서 어, 이번에는 경락 이제 통과해서 진짜 도착하고 이게 이제 많더라 그래서 오두천왕 만나러 이제 대지하도 일단 그러니까 대지하도 있고까지는 그냥 네,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좀 가다 보시면 이제 이제 방해를 받아서 이제 길이 막히게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다시 이제 통신이 이제 안정된 장소 가서 이제 희질이한테 도움 받으면 다시 이제 진행할 수 있고 일단 뭐 그런 식인데 Mm. hmm 해서 일단은 해도 되고 여기 간이 터미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다 직진하지만 이쪽으로 바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면 되고 일단 1층에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만화없대돼 사념체 뒤로 지나면은 이렇게 세 갈리 있거든요 이 왼쪽은 아예 안 가셔도 돼요 아예 안 가셔도 되고 여기도 이 왼쪽도 아예 필요 없고 일단 여기서 길 열고 쭉 직진하고 여기에 가지고 일단 다 열려져 있거든요 여기로 가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이제 막을 수 있는 곳이고 어? 올려주면 이제 물리는 성도 없어져요 거 아까 먼저 볼 거니까요. 아, 왜 이렇게 잡주 걸리냐. 이제, 직진 좀 하시다가, 여기 세 갈래 길 나오는 길에서, 왼쪽으로 가면 이제, 아까 그, 잠깐, 그 보물, 이제, 나오는 거기있는데 see you. 레벨인데 스탯을 주나? 어? 아, 그, 여기가 아까 여기 이제 올라갔던 길이잖아요 저기는 이제 아까 길 열었던 거 아까 여기가 지금 저희 보물이었 거라서 먹고 나온 동안 그러니까 일로 다시 올라가면은 그길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오른쪽 가시면 돼요 그래갖고 그... 저... 저기 이제 2층에도 이쪽 한 북쪽에도 계단이 있긴 한데 거기는 여기로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물을 챙겨서 못 가니까는 바로 이렇게 근데 이제 뭐 6이나 이제 뭐 이런 종류는 그 저게 뭐라 해야 되지? <clears throat> 뭐 자이브 토크라고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면은 특수해야 아니면은 못 가거든요. 그냥 쟤들이 좀 자발적으로 와줘야 되고 지금 업해서 쓸 새 없는데 그 싸워야겠지 뭐 그럴 새가 없으니까는 여기 가면 제 마지막 저것도 그거예요 마법도 안가는까는 가장 붙는 게 낫고 아, 여러 명이 같이 이런 식으로 일단 쓰는 게 낫고 뭐? 이런 식으로 하면 됐고 이제 슬슬 잡으면 됐다 하단 들어 아 겁나 많이 되네 슬슬 쳐야 돼 오케이 이제 나군다로 깎으면은 많이 들어가 이게 좀 진행 좀 빨리 하려고 제가 좀 건드려 나왔고요 좀 경험치랑 그래서 이제 그냥 나가셔도 되는데 여기 heal 포인트는 공짜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받고 힐은 이제 그 녹천 녹턴 버전이시면은 바로 이제 긴자로 가지는데 여기서 이제 가지면은 잠깐 들르게 돼요 메인 약수 보자서 심계 Kira tak pergi sini nah. 어, 음악 되게 좋다. 해서 일단 긴장해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된게 대자도 이제 간다고 해결된 게 아니고 어, 저 친구랑 싸워야 되거든요 이제 마타도르 이제 그 어, 김여신에서 그 이제 쓰리에서 싸우는 첫 마인인데 그게 내, 어쨌든 걔는 설정 맵이 이제 30렙 기준이니까 저희가 좀 잡기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구해서 합치해가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일단 괜찮은 애들이 어 너도 좀 데려갈까? 나는 많이 구하시는 게 좋아 최대한 막 뭐. 여기 이제 이제 긴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리림 그 다음에 요마 아프라사스하고 아 죽게 아나아치네 어? 일단 좀 많이 구해야 되는데 잭 프로스트는 뭐 요정이니까 그렇게 상관없고 일단은 여기 와서 오면 정보를 얻었어 그래서 이제 가보면 있다고 알려주고 알려주고 어, 뭐 긴자 이제 여러 방뭐 돌아다니셔도 나쁘진 않은데 그게 없거든요 그냥 이제 그, 게 없어요 그뭐 캘만한 상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이고 아 이게 나오구나 어 안되네 안되네 경험치 많이 주네 아한 마리도 못 가요 아, 일단은 리로 기구는 여기 아, 남쪽 좀만 내려가시면 되는데 얘가 뭐지 택도 없이 갈겸 이제 좀 얘기 좀 드릴게요 합친 예. 뭐 이따 해도 될까요 예,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 이 하롱창고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긴자 되지하도 긴자 되지하도 열어두고 뭐 합차하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상자 두개 캐시고 아 근데 좀 약한데? 충격을 갖고 있는니까 그거 없으니까 와 딜봐 해두시고 왜 마카를 좀 조절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긴자 돼지하도 정크샵에 그 충격무효 히우미로 팔아요 근데 그게 마타도르 상대한테 거의 필수급이니까는 뭐 좀 그래서 그거 좀 사는데 그때 좀 그 Oh. 배우기 되게 힘드네 스킬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은 여기 이제 메인 터미널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하면은 이제 저장하면 되고 어, 이제 해서 저기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마타도로 이제 잡고 제자도 나오고 이케부쿠로 이제 도착하고 이제 보케까지 예, 가도록 하겠습니다.